2021년 1월 31일 니키일기 어, 오늘은 어, 서울 가요대상 어, 수상식과 어, 무대랑 무대로, 무대도 하고 그리고 레드카펫 또그 해왔는데 오늘은 일단은 어, 저희가 엔하이픈이 신인상을 받았다 정말 너무 말이 안 나올 정도로 너무 어, 믿기지 어렵고 그리고 너무나 엔지 여러분들한테 엔지 여러분들께 뭐 감사를 드리고 싶, 싶은데 뭔가 받은 것밖에 없어가지고 제가 언제 보답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들 때가 있는데 너무 엔지분들 덕분에 이렇게 음, 어, 신인상을 받게 되어서 정말 영광스럽고 그리고 너무 기쁘다 신인상은 이제 4개 정도 받았던 것 같은데 엄청 엔딩 여러분들이 노력을 많이 해주셔서 그리고 그만큼 저희도 연습을 할 수 있었던 원동력이 되었던 것 같고 그리고 저희가 어 이번에 어, 무대를 할 때마다 무대 무대를 할 때마다 할 때마다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 뭐, 뭔가 전면도 뭐 다르고 퍼포먼스 다를 때도 있잖아요 댄브가 있거나 뭐, 뭐 중간에 댄, 뭐 중간에 약간 뭐 마마 무대 같지? 뭐좀 그렇게 중간에 끊기고 뭐 댄브를 하, 하던지 뭐 그런 식으로 저희도 노력을 한 부분은 있는데 그래도 엔지 여러분들이 많이 투표도 해주시고 그리고 엄청난 노력을 해주셔가지고 이렇게 그 신인상을 받을 수 있었다라고 생각하니까 너무 고맙고 너무 감사를 드리고 싶은 마음으로 네 가득입니다 너무 제가 뭐 데뷔를 목표로 아이랜드 때부터 계속 열심히 어, 무대를 뭐 했는데 그때는 데뷔만 생각을 해서 뭐 데뷔만 집중을 해서 무대를 뭐 열심히 준비를 하고 그런 식으로 했는데 뭐 데뷔를 하고 나서 뭔가 좀 어, 약간 점점씩 목표가 달라지고 멤버들끼리 목표로 목, 목표를 뭐 가질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저희가 먼저 2020년, 2 0 2 1년이 신인 그룹이라고 고생 뭐 생각했을 때 뭐 바로 엔하이픈이 나올 정도로 뭐 퍼포먼스도 그렇고 뭐 소통도 그렇고 뭐 전부 다 포함해서 저희가 뭐 인상 깊게 어, 그런 게 퍼포먼스도 다 어, 멋있고 반전 매력도 있는 그런 그룹이 되고 싶다라는 목표를 가지면서 이렇게 음반도 하고 그 무대도 하고 어, 저한, 저한테는 저에게는 진짜 뭐, 무대 전부 다그 무대라고 생각해서 뭐, 한 번도 힘 빼지 않고 무대를 열심히 했던 기억이 있는데 음, 일단은 오늘이 너무 아, 너무 좋았어요 아 너무 기분이 너무 좋다는 것보다 아 기분이 분명 히 당연히 좋지만 그래도 뭔가 뭐 뜻깊고 너무 엔진분들 엔진분들한테 오 어떻게 보답하면 되는지 모를 정도로 모르는 정도로 정말 많은 것들을 받아가지고 약간 뭐 사소한 댓글도 그렇고 어, 그래가지고 너무 기분이 좋았다 오늘을 뭐 오늘 이렇게 어, 기분 테이크를 하는 기회가 좀 많이 없어질 텐데 기븐데이큰을 많이 사랑해주셔서 정말 감사를 드리고 싶고 약간 어, 슬픈 그런 이 이야기가 될지도 모르겠지만 그래도 일단은 보다데이와 앨범을 많이 사랑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싶고 앞으로도 손양하고 발전하는 n i 이니될 테니까 많이 많이 기대해 주셨으면 좋겠다 어쨌든 제가 뭐 전하고 싶은 거는 딱 하나예요. 정말 엔진분들한테 사랑한다는 사랑한다는 말을 뭐 전달해 뭐 어, 하고 싶고 일단 신인상이라는 뜻깊은 그런 그 상을 수상할 수 있다는 거는 정말 어, 반시옥 정말 브로드사님도 그렇고 어, 빌리, 빌리 블랩 그 임직원 여러분들도 그렇고 많이 많이 도와주신 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엔진분들도 뭐 그 하나고 하나이고 그리고 다 모든 사람들에게 뭐 일단은 감사를 드리고 싶은 마음이 너무 가득합니다 네아 너무 기분이 좋으니까 오늘은 빨리 자고 어 다음 앨범 때 아 아니다 팬미팅 맞다 엔코넥트 지금 그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지금은 엔커넥트를 일단은 처음으로 이렇게 직접 만나서 어, 이렇게 퍼포먼스를 보여드릴 뭐, 보여드릴 수 있는 기회가 뭐 생겼으니까 후회 없이 후회 없이 뭐 아까 희승이 형도 말해 말했던 것처럼 다양한 것들이 사라질 때가 있다고 뭐 이렇게 뭐 다양한 거라고 생각을 뭐 계속 생각해도 언젠가 사라질 때도 있다라고 뭐 그렇게 말을 들었을 때 너무 뭐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너무 이럴 리가 뭐 이렇게 이런 식으뭐 그래가지고 뭐 제 뭐 주변에 있는 거 뭐 근처에 있는 거 뭐 다 뭐 다뭐 뭐 소중하게 뭐 다 해가지고 음 초심을 정말 잊지 않게 계속 엔진분들과 가족들 그리고 뭐 도와주신 분들한테 어 감사를 잊지 않고 계속 노력하는 이가 될 테니 많이 많이 기대해 줬으면 좋겠다 네 일단은 제 일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2021년 1월 31일 니키 일기 끝 안녕